먼저 가르마 타진 정수리 부분에서 앞머리들을 모아옵니다. 풀뱅으로 빽빽하게 자를 거기 때문에 원래 있던 앞머리들의 시작 위치보다 더 정수리 뒤쪽에서 조금 더 가져와줍니다. 전체적으로 정삼각형 모양으로 모일 수 있게 앞머리들을 모아주세요. 처음으로 자랄 앞머리들을 중앙과 사이드 전까지의 앞머리가 될 거기 때문에 코 중간 정도 길이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른 머리들을 빗으로 잘 빗어줍니다. 사이드 쪽 앞머리가 통 비어 있어서 이 부분을 두 번째로 잘라줄 건데요. 아까 잘랐던 앞머리들을 다시 코 쪽으로 모아준 다음에 이전 삼각형보다 조금 더 큰 삼각형 모양이 될 수 있게 옆머리들을 더 가져와 줍니다. 이 앞머리들은 옆머리랑 이어질 거기 때문에 코 끝에 맞춰서 아까보다 조금 더 길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비었던 side bang이 생겼죠? 이제 중앙의 앞머리와 side bang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조금씩 잘라줍니다. 요즘 유행하는 빽빽한 풀뱅으로 자르려면 중앙의 앞머리 길이와 사이드뱅 길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실패하지 않게 조금 조금 아주 소량씩 다듬어줍니다. 어느 정도 다듬어지면 판코대기로 앞머리에 볼륨을 조금씩 주면서 나중에 스타일링 했을 때 제일 예쁜 길이로 맞춰서 잘라주시면 편해요. 저처럼 오랫동안 앞머리가 없어서 가르마 타던 방향으로 앞머리가 갈라진다면 가르마 반대 방향으로 서로 교차해준 다음 핀으로 고정해준 상태에서 드라이기로 5초에서 10초 정도 열감을 살짝 줍니다. 그 다음 빗으로 잘 풀어주면 길이 타졌던 가르마가 깔끔하게 풀립니다. 강하지 않게 살짝살짝 판고데기로 볼륨을 준 다음에 옆머리도 살짝 내려서 가볍게 물결로 웨이브를 주면 full bang 앞머리 스타일링 완성입니다. 개인적으로 앞머리가 있을 땐 이 애교머리에 볼륨을 주냐 안 주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숱이 많은 앞머리는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스타일링하기도 쉽고 얼굴도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라서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앞머리 자르니까 뭔가 겨울 느낌도 나고 기분 전환도 되는 저처럼 혼자서 앞머리 자르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